몰랐었어 거짓말처럼 이별이 기다릴 줄 그렇게도 사랑한 우리야 말했었지 너와 나 사이 세미난 하늘이 우리 향해 장난한 거라고 조금만 더 사랑할 걸 그랬었나 봐나 없는 동안 더 쉽게 견딜 수 있게 난네 곁에 없더라도 잠시 혼자가 되더라도 기다려주겠니 언젠간 다시 돌아올 때까지 오, 조금은 있더라도 끝내 나오지 않더라도 그렇게 믿어줘 저 하늘에게 부탁하러 갔다고 해 물었었지 만약에 다시 만날 수 없다면 또 누군가 사랑할 거냐고 가면 되잖아 난네 곁에 없더라도 잠시 혼자가 되더라도 기다려주겠니 언젠간 다시 돌아올 때까지 오, 조금은 있더라 부탁하러 갔다고 얼마나 원하는지 그렇게라도 알려주면 다시 만날 거야 내 슬픈 사랑에 하늘도 우는 나 우리 때